어떠세요? 어, 자기야. 아니야, 가까이 오지 마. 아, 음, 몸살인가. 무슨 코로나야 코로나는 그냥 몸살인 것 같아 어, 어, 열나고 기침하고 근데 막 하고 이상만 <clears throat> 그런 거 없으니까 코로나일 리 없잖아 나 지금 거의 2주 넘게 밖에 안 나갔는데 무슨 코로나야 그냥 밥도 안 먹고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 것 같아 음. 내가 병에 걸린 거면 다 자기가 옮겨온 거야 <laughs> 자기 멀쩡하잖아. 그럼 내가 아플 리가 없지. 어, 그냥 몸살인 것 같아. 요즘 계속 집에서 일했잖아.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. 밤낮 없이 일했더니 그런가 봐. 아, 진짜 죽겠다. 아, 나 괜찮으니까 않아도 돼. 응. 그러다가 울몸에 어떻게 해. 나야 뭐 프리랜서라 괜찮아도 자기 직장 다녀야 되잖아. 아. 근데 정말 미안한데 계속 얘기 못하겠어. 어. 축 아니야. 축 같은 거 사오지 마. 진짜 그러다가 얼마. <laughs> 아니 뭐 얼마도 좋아 좋기는 자기야 직장 가기 싫어서 그렇지 지금 아이 미안 <laughs> 장난이야 걱정하는 거 다 알지 이 와중에 장난이 치고 싶네. <laughs> 진짜로 나 괜찮고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을게. 그리고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어요. 나 좀 자면 안 돼? 응. 미안해. 어, 나 한숨 자고. 조금 괜찮아지면 전화할게. 응. 진짜로 찾아오면 안 돼. 알았어. 어, 정말로 자고 일어나서 전화할게. 그때까지 아프면 자기한테 병원 가자고 말할 게 그냥 먹었어. 음, 집에 있는 거. 알았다니까. 걱정 그만해. 나 진짜 너무 졸려요. 잘래. 이러다가 말하다가 자겠다. 응, 끊어줘. 안할 힘도 없어. 자고 일어나서 연락할게. 음.